이번 한미 라이프 에피소드는 Paula Deen's Gorilla Bread 소개합니다. 한미 라이프 나중에 말고 지금 좋아요하고 구독 꼭 눌러주세요. All right, Mom. Looks like we're doing our favorite Paula Deen recipe today. Right. What's it called? Paula Deen Gorilla Bread. Yeah, Paula Deen Gorilla Bread. This is a really good dessert. I think you folks are really going to like it. It's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자, 쉽고도 맛있는 브레드입니다. All right, looks like we gotta melt our butter first. 이거 반절. Okay, we have to use half of that. It is eight ounces. So in other words, we need four ounces. All right, so while the butter is melting, I guess we gotta add some sugar. Yep. 얼마나 넣어야 돼요? 하프 컵. half a cup of sugar. Okay. All right, mom. What's the next step? cup of brown sugar. Okay. One cup. Okay. Hanmi Life All right, man. Looks like we have some Philadelphia cream cheese, right? Yeah. Whole package? Yeah. So that'd be eight ounces, right? Yep. Okay, those are croissant rolls, biscuits, though, hash of the tail. Yeah. Cheese and milk. Mm -hmm. 떨어져 나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네. Hanmi life. Stuffing? Mm-hmm. You can sprinkle. Oh, just like that? Okay, 뿌리시면 돼요. 온도가 다 됐습니다. 이제 오븐에 넣어갖고 100만 하면 됩니다. 30분. 30분이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아. 폴로딩 그랜라 브레드 완성됐습니다. 구독하고 구독 눌러주세요.